인지름이랑 우리 전자친화도랑 했었잖아요. 이온화 에너지랑요. 네네네, 그표요 네.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원자 반지름이고, 진가인가요감소가요 여기가? 진가요 아. 어,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신화도랑 전기 음성도인데 네. 얘네 둘은 18쪽을 제외해요. 아, 그렇군요. 와, 네. 선생님,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짱이다. 어, 이정이 너무 좋아요. 어, 저 이거만 딱 읽을게요. 네. 어, 진짜 멋지다, 선생님. 그 <laughs>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 또 나왔어요, 선생님. 어, 왼쪽 아래로 갈수록 먼저 번지름이 증가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네. 전자 친화도